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리클레르 화보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아 여기 상황을 한번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걷기 시작하니까 기자님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와이클레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다 <laughs> 인사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작가님들 아 이제 사인 작가님들 여기 다 이제 와 계시고요 그냥 <laughs> 현장이 후끈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봐요 안녕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날 데려가는지 그쓰라든지 할수 없지만 할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을의 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들고요 뭔가 차분한 촬영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제 성격이랑 살짝 맞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편하고 뭔가 마리끌레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하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안녕